Thank you. 하늘을 그 눈물로 그렇게 보냈었지 말할 수 없던 그때의 기분이 생각났어 이제 되찾주신 도 떠나있지 않아 숨죽여진 내 주위에 둘이 생각났었고 절망 속에서 이별을 네 자퇴야만 했었나 널 만나고 싶어 단단히 났었지만 서툰 자존심히 허락하지 않았어 이제 되자아조금도넌 남아있지 않아 자존 싶 날이 낯설지만 서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 이젠 내 자존심도 나만있지 않아 자존심을 버리고 너를 만나고 싶어 이제 내 자존심도 떠나가 誰が濁した